어. 미리 준비하는 철저한 <laughs> 선우야 언제 찍어야 언제까지 찍어야 돼? 준비를 얘 <laughs> 예, 출발 물놀이가 끝난 뒤상 너발도 찍어도 돼? 내가 보여주는데 깍두 진심으로 어디가 이랬던데? 아, 이거 아, 어떻게 <laughs> 이거, 이거, 맞는 거야. 아, 알지. 그래 그 위에 있다 올린다 이게 이거를 이게 막 나가고 지금 현장에 나왔는데 아까 진짜 이렇게 영상도 봐야 찍으려 이거 보는 그, 아, 거야 그러니까 막 하는 거지 근데 아 언니가 맞아 찍어 맞아 이거 후회지 나 하는 거야 생카드 생카 생카 생카 아 날씨 좋다 아이스크림 먹기 참 좋은 날씨네 안녕하세요 맛있다 당신 같다고 우리 어떻게 안전벨트 맸습니다 21도 출발 발발 출발 밥 먹으러 도착 유튜브에 나올 거야? 해줘? 나 편집 안 하는 거 알지? 나 진짜 말했다 아니요. 그래 자기야 나 힘세지 멋있지 됐다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 피곤해 나 피곤해 나 피곤해 아 내가 너무 더 피곤하고 그랬는데 자 오늘 라운드 네트도 그 리무버로 사장을 지어볼게요

은영씨 여긴 어딘가요? 네 카페요 카페요? 뭐 오늘 재밌었어요?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이거 어, 네. 어. Thank you.